사귀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 봄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산란이 닥쳐와서 외로운 세상 지날 때